스와 코리아에서 저를 포함한 6명의 모델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달력이 발매가 되는데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And I'm as hard to know, but you'll come my direction I get in ahead of myself You're smiling cause you know you